오늘은 모종 심는 날. 큰 토마토네. 응? 진짜? 뭐 작은 토마토? 맞아? 아, 근데 작은 토마토. 고추? <laughs> 작은 토마토가 어디 갔어? 음, 이게 파프리카구나. 아, 이게 작은 도마도, 큰 도마도. 맷돌는메바 이거는 청양고추 응? 응? 이거 한개다 찔끔해 요밖에 안 돼 파는 쓰러지네 멀칭 비닐을 씌운 밭에 물을 주고 구멍마다 모종을 끼웁니다. 남은 거야. 뒷마당에 돌을 걸러냅니다. 매년 해도 매년 돌들이 나오니 신기합니다. 빈자리에 대파 모종을 심어요. 일어나 지금 또 모내기 해놓은 것 같은데? 한 판을 가져왔더니 큰일 날, 큰일 날 뻔했네. 그러니까 마린으로 한판 갔다가 반은 안 판대잖아 이거. 또 한 일또또 해야지. 왜? 아니 아니 아니 아뭐 어, 어디 봐. 이 나왔는데. 아유 어디다 끼워. 어디다 끼기는 이거 뭐 아니. 요만큼만 해 요만큼만. 이 아, 가운데다 심어. 안 돼. 가운데 어, 심어도 돼. 이거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아유. 거라 옆으로. 아니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. 뭐. 몇 뭐 개나 된다고 여기 빈자리 여기는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지 퍼지는 게 아니라서 아게 근데 이건 하시고 잘 되면 나 배추 심는 동안에 하면 되겠네. 그렇게 여기다 뭘 심을까 했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앞마당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곳엔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.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저기 뭐지? 저 정도 키가 되면은 쪽파만큼 되면은 옮겨야지 그 대파가 되지. 그래서 쪼개서 음,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. 이식. 너무 어려서 잘하면은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붉은 대파 되면 김장 때 있습니다. 아주 파는 처이에요 어. 그렇대. 아 이제 오늘 비 온대. 불 끓였어 아까. 내이 심을 때하고 건들지 말고. 집 옆에 맹물이 있어 이럴 때는 부러운 게 없죠. 이렇게 심은 어린 묘목에 어느덧 기다리던 열매가